그죠? 합동! 갓! 어, 감독님. 이 치욕은 제가 파주겠어. 어, 어, 스카이호크가 나는 모습을 다시 볼 줄이야.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음. 우리 내일도 네. 만나자. 내일도 만나서 스카이호크를 날리는 거야 영혼 불멸의 피닉스처럼 자신을 불태우며 태양보다도 더 높이 나는 스카이호크 아, 선배 미안해요. 아, 이대로 헤어지면 안돼 아, 아, 아, 꼬맹이 꼬맹이 꼬맹이 꼬맹이 꼬맹이 꼬맹이 右スカイホークスカイホークああ危ないやめろごめぎごめぎごめぎごめぎごめぎごめぎああいいくっちょいんだ